이건 의지의 문제였어요. 컨텐츠를 떠나서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내 정신력이 얼마나 강인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한국타전에한 달 동안 복근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지금 지금 분위기 너, 너무 진지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붉금 <laughs> 바꿔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전한 과제는 바로 한 달 동안 볶음 만들기인데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아 그 전에 제가 도전 기간 중에 시험 기간이 겹쳐서 한 4, 5일을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35일 동안 이 도전을 진행했으니까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복근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헬스를 다닌 지는 좀 됐는데 유산소랑 복근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복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식단 조절도 해보고 유산소도 해보고 또 복근 운동도 좀 빡세게 해가지고 어떤 이 복근의 가시적인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말이 필요한가요? 바로 가시죠 1일차입니다 먼저 제 첫날의 몸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밋밋한 복부를 소유하고 있네요 먼저 첫날부터 당연히 복근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복근 운동을 했는데 주로 crunch, leg raise, air bicycle 이 세 가지 운동을 한 50에서 6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아! 아! 이제 공포의 자전거 타기가 남았습니다 아 죽겠네 진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복근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여서 어, 근육을 가리는 지방들을 다 제거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 5km를 뛰어봤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동안 겨울 동안 유산소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체력이 너무 지금 바닥에 나 있고 그래도 한 발짝 뗐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첫 주는 일반식을 그냥 좀 적게 먹다가 2주차부터 제가 본격적인 식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식단, 이 먹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이 스크램블 에그랑 이 두부 부침이랑 닭가슴살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음 맛없어 뭔가 뱃살을 빨리 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탄수화물을 다 제거하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닭가슴살을 진짜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매운 거, 기름진 거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먹지 않았고요 밀가루 음식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혼술을 참 좋아하는데요 술, 참았죠 가장 큰 적 아니겠습니까? 수업이 있는 날은 학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순살 닭볶음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이 밥을 다 먹은 사진이에요 밥 반 공기에 저 안에 들어있던 닭고기 몇 점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많이 생기고 또 돈 낭비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도 제가 먹을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가거나 급할 때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제가 먹을 만한 걸로 사가지고 식사를 대체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정말 쳐다도 안 봤습니다 제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고는 바나나 그리고 닭가슴살 육포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낙이자 희망인 야식 제가 야식 먹었겠습니까? 먹었죠 제가 오랜만에 레포트 쓰느라고 2시 넘게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아까 저녁을 너무 조금 먹으니까 배가 미친듯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두부 사왔어요 <laughs>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또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이 무말랭이 딱 세 점이랑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와 야식으로 두부 드셔보셨어요? 2주차에는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지 복근 운동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그러다가 3주차가 되니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탄수화물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니까 이 에너지도 안 생기고 오히려 단백질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면서 근손실에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몸의 변화는 안 생기는 것 같고 운동도 안 되고 이걸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조급함이 생겼어요 오늘은 헬스장 가서 운동을 좀 하다가 너무 뭔가 힘이 안 나고 좀 그냥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한 30분 만에 나왔어요 뭐 일종의 뭐 슬럼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푹 쉬어야겠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요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laughs>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로 오늘은 제발 짜장면 먹는 꿈 꿨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이런 전단지 볼 때마다 사람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좀 붙이지 마세요 소곱창? 이거 진짜 말라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자리가 있어서 한번 참석을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잘 지켜놓고 저는 제가 안주를 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거의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뭐 술은 먹더라도 안주를 적게 먹으면 된다는 일은 아니란 생각 때문에 지금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다 수포가 될 지경입니다 너무 그때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다시금 그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3주차에서 4주차로 넘어가는데요 솔직히 약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차피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좋아서 이 도전을 시작한 건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지? 좀 마음 비우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과정 하루하루의 그 과정 속에서 좀 재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 복근 안 생겼다고 구독 취소하실 분들이 아니다 나의 도전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냥 부담감 버리고 한번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고구마를 식단에 추가하게 되었죠 이제 탄수화물을 좀 챙겨주려고 이렇게 고구마랑 닭가슴살,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쌈이랑 김치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과 식단에 조금 변화를 주니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더 나고 또 효율도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번 주 식단 준비하려고 하남 스타필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몰에 갈 건데요 아, 마침 집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딱 러닝 코스다 싶어가지고 장보러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벚꽃이 너무 예뻐서 멈췄어요 그냥 너무 예뻐 완전 봄이에요 봄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최근에 닭가슴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소고기로 먹어보도록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 접어들어서는 더 극단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들 운동 그리고 특히 식단 이것들 끝까지 잘 지켜내보자는 마음으로 막판 스퍼트를 냈습니다 지금 또 시험 공부 중이라 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배가 너무 고파서 두부 <laughs> 배고플 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김치 찌개 먹고 싶어요 와 저런 거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일 남았거든요 제 이것만 끝내면 저걸 먹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힘내 힘내 타자 얼마 남았습니다 파이팅! 음. 음. 3일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이제 복근 공개까지 1일 남았습니다 이왕하는 거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하루는 수분을 끊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물 한 잔하고 24시간 동안 물을 끊어보겠습니다 김치찌개! 예 짜장면! 먹을 수 있다 이제! 예! 이제 또 마지막입니다 잘 가라 아 뜨거 지금은 오전 6시고요 오늘이 드디어 복근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일단 헬스장에 인바디를 한번 재보러 가볼게요 저는 검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마무리 촬영을 준비해야겠네요 자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네요 <laughs> 이 5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인바디를 일단 한번 볼게요 먼저 체중은 67kg이고요 체지방량은 9.1kg 그리고 체지방률은 13.6%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시작할 때도 인바디 검사를 한번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숫자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가지고 시작할 때는 측정을 안 했어요 근데 체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 3개월 정도를 어 75.5kg에서 뭐 75.2kg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체중은 한 8kg가 빠졌네요 주변에서도 살 빠진 게 눈에 그냥 확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13.6%가 나왔는데 어, 저는 그것보다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체지방률 낮추는 게 힘드네요 네, 그래서 복근 생겼냐고요? <laughs> 서론이 너무 길었죠? 한 달간의 그 결과물을 조심스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 달 동안 볶음 만들기 잘 된 것 같나요? 지금 몸이 너무 말라서 그렇게 예쁜 몸은 아니죠 운동 경력도 짧고 운동 강도도 약하고 근육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멸치 같은 몸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누가 언제 뭐못만든했습니까 볶음 만든다 그랬지? 이래야 또 나중에 또 프로필 도전기를 또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로 이게 이 5주간의 결과물 되겠습니다 아 5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식단은 좀 더 잘 짜볼 걸 운동 강도를 좀 더 높여볼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한 달이란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 매일 밤 제가 제 몸을 찍은 건데요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이미 완벽한 복근을 가진 누군가와 비교했다면 전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제보다 더 나아진 오늘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몸은 거짓말 안 하네요 <laughs> 적게 먹는 만큼 빠지고 또 운동하는 만큼 생기고 제가 3월 25일에 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3월 25일 이전에 복근 만들기 아이디어를 주신 제이크님과 아토믹 월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한국타단이 도전했으면 하는 과제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유난히 길고도 힘들었던 이번 도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자 끝났다 yes!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의 요리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한국타잔표 김치찌개와 스팸구이와 계란 후라이 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 궁금하세요? 다음주 브이로그로 찾아오세요.